응? 응? Entah aman. Gak ada mutu tadi. Apa? Oke, gue, gue, gue, gue, gue, Mm-hmm. Hum? Hum? Hum? Mua! Stop it! Mm. Mm-hmm. Hmm. Well, Whoa!

え Hey! Hahaha. 에? 어?